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그대로내 곁에 머물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조급해하지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 빛에 취해